이쪽에서 Thank, you so much. other is it? Can you take a picture? Yeah, right here. 저기는 못 올라가겠는데 아저씨 완전 기면서 내려오시던데 어? 기면서 내려오시던데 That's, that's as far as we Yeah, yeah. All right. 2010년. 2010년도에. 어? 2 0 1 0년도에 어. 발음이 약했 그러니까. 점점 녹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 저기는 너무 가봤자다 여기가 더 잘 나온다 사실 사진 잘 찍었어? 아까 전에? 어 몰라 안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인형사 찍을까요? 사진 분수가 넌 하나 둘셋 모자 구름 같지 않아요? 그렇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 엑스 글레이션. 익스 그레이드. 엑스 글레이션. 엑스 글레이션. 예,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는 그곳 봅니까 눈이 점점 녹고 있습니다. 2010년에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이제 얼마 안 남았네. 근데 여기서는 보이는 게 전체 면적의 2% 밖에 안 된다니까 저후에 시간 있으신 분 쭉 동반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네 요 우리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내려가겠습니다 엄마 그 목탕에서 혹시 내 향수 못 봤잖아 향수? 이 어, 모는 모는 다 쓸어가지고 엄마 가방에 넣는다 넣었다 이가 향수는 안 먹어 근데 잘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없었어? 어 확실해? 아, 확실해 그럼 내가 넣었습니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가 한 번 말씀 주세요 그럼.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1900 2010년에는 여기까지 빙하가 있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점점 점점 녹아서 녹아 녹고 있습니다 녹기 전에 꼭 와보세요 컷! 자, 내려갈까요? 와, 여기 진짜 좋다, 그죠? 하나, 둘, 셋. 저 선생님 따라가면 안 되나? 저 선생님 저를 가네. 1 8 1 5 년에는 여기까지 1890 1894년 1880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현재 여기까지 아 점점 녹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No, Go ahead, we'll wait here. Well, the angry magpie earring. Hello. Hello. Hello. Good. 갑자기 암벽 등반인데 대다 갈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널 작전을 눈치챘나 보다 뒤에서 나타나서 갑자기 난코순데 어디까 올라가야 되나 여기가 끝이가 계속 가야 돼 시간 많이 걸리는데 헬로 어, 미고 있는데 잘못하면 미끄러지겠다 이거 이끼가 있거든 조심해야 되 와우 여기가 끝이네 다 왔습니다 와우 와 어. 두께가 더 잘 나왔네 그래 여기서 저기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네 어제 배에서 봤던 분이다 우리와 코스가 비슷하네 여기, 여기 말고 갈데 어디 있어 사람들 똑똑하네 다 아네 어딘가 응? 한 말씀 해주세요 아저기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아, 뭘갈어 여기 왔는데 <laughs> 네 여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멋진 곳인데 여기는 알래스카 수워드 익스 글레이셔 익스? 익스 빙산 어, 하여튼 빙산이 보이죠 저기 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니 그러지 어떻게 아는데 니너 익스 글레이셔 뭐 익스 그레이션 익스 그레이션이라고 저 선생님 따라가면 안 되나? 저 선생님 저를 가네. 1 8 1 5 년에는 여기까지 1890 1894년 1880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현재 열기까지 아 점점 녹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okay, Hello. How you doing? Good. How are you guys? Good. Alaska growing. Yeah. sideways down. 응. 응? 응. 응. 어? 화장실에 그 뭐 없었죠? 그때 온 거. 어. 왜? 뭐 두고 왔어? 뭐야? 뭐 두고 왔는데? 화장실 앞에 어? 지나가 보세요 Is it this way? No. 내가 저기 I can't hear you. I asked 와 여기가 끝까지. 끝 아닌데 아니 우리 오늘 가야 할 목표 눈이 다 녹으면 여기는 별로 안 오겠지 see you like it. actually, we, we honestly have only